Bauri. 你。 3일 전에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는 거 아니요? 원심.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.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시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.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. 우리가 찾고 있는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. 이 복된 음식을 전하고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갈릴리로 갑시다. 아멘.